뭘 봐? <laughs> 왕코 잘 있어 여보세요? 도착했나? 어. 뒤로 나와리? 어, 뒤로 간다. 어. 어. 아, 제가 똥 쌌어. 큰 개네. 음. 귀여워. 뒷발짝이 잘하 그니까. 비싼 거 알아봐. 제 반말. 아까. 아, 난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참. 모닝이 좀 싸가지고. すいません。このステーキ丼とすき焼き定食とこの朝食お願いしまはい、こちす。 らでお願いします。ステーキ丼一つとすきすき焼き鍋定食と七種のは朝食で、はい朝食の方がドリンクがついてます。これくださいませ。あはいお冷やは真ん中にございます。これください。あはい。 24시간 하는데 참. 한국에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24시간 하는 데 없잖아. 없지? 어. 그냥, 그냥. 일본은 이게 아주 그냥 갔다 와서 요리사나 정보를 나가 잠깐 오늘의 아침입니다 날씨 좋다 오늘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한국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맑죠 그렇습니다 어, 오이를 1년에 두번딱 사쿠라 뭐고 이거 사쿠라 초콜릿또 스트로베리 젤리라고 합니다 왕코 생일 선물 사러 왔습니다 뭐. 딱 왕코용이네 이거 맞겠다고 왕코한테 어? 헐. 음. 저 지금 근데 케이크 있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엄마가 교육 듣는 동안 집에 가서 짐을 싸겠습니다. 모노레일입니다. 모노레일. 아, 나 이렇게 보니까 뭐지? 도시가 있네. 그니까. 일단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아울렛 왔습니다 나도 햄버거 먹을게 귀찮다 한 곳에서 시키자 난 크리스피 치킨 먹어 그만이죠 988원 이게 만원어치 디저트입니다 뭐 오늘의 저녁입니다 왕코의 생일 케이크입니다 저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자 하나 둘 셋 넷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니왜 그래 앉아있노 먹어 하지 말고 깨물어 먹어라 그래 아고 잘 먹네 바닥을 위았고 아까 다녀온 시스이 아울렛 이라는 곳에서 산 신발이랑 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나이키 코르테즈를 샀어요 가격이 7,800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그 다음에 나이키 트레이닝 바지 저는 3,000엔인 줄 알았는데 3,800엔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이키 아울렛을 갔는데 학생이면은 2,000엔을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까지 샀습니다 이 가방은 제 건 아니고 아버지 선물로 샀습니다 짠 오랜만에 노래 추천을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듣는 곡은 오프 온 오프의 춤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